좋아요. Thank you. 분할을 했잖아? 선택함으로 선택가지고 지정을 것같딱 했는데 저장을 분할을 보시네 이렇게 있잖아 내가 지금 이걸 지정을 해놨잖아 그거 딱 한번 켜볼게 있는 거야? 뭐 있어? 파워포인트 X에 더 있잖아 인터넷 해봐 하나 인터넷 요거 있어 파워포인트? 어. 아 따로 여기서 지정할 수 있는 게 우리 그 프로그램 내 근데 별로 없네 이제 프로그램을 까면 되지 What?